내 법계의 행복을 깨지 마 이게 큽니다 결국 인간은 중생은 이걸로 움직여요 내 법계의 희망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준 희망도요 이게 깨질까 봐 사이비 교를 못 나와요 이미 나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는 내, 내 시간과 정력과 돈을 다 투자했는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그 희망이 가짜라니 가짜란 거 알아도 버텨야 됩니다 가짜라는 거 알아도 버텨야 돼. 여기 나가면 이 희망도 없단 말이에요, 이제.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잘 당합니다. 특히 막 서울대 출신들, 저기 동경대, 이런 하버드, 사이비 종교에 잘 당해요. 머리 좋을수록 잘 당해요. 그걸 깨는 사이비 교주를 만나면 훅 넘어갑니다. 자기 머리에 취해서 저 논리가 살벌한 저 교수님이라면 자기 논리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논리를 깨는 자극이 오면요. 자기가 그 무서운 논리력으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가버려요. 저 희망 믿고 버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종교를 나와도 다시 들어가고 그래요. 사이비 종교에다 갖다 바친 것 때문에 내 인생 다시 살기도 힘들어요. 그냥 여기서 대박 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사이비가 사이비라는 게 눈에 보여도 그냥 이 사람이 신이어야 해요. 지금 내가 살라면. 뭐 내 법계의 희망과 행복을 지켜주려면 그냥 이 사람이 신이어야 돼요. 근데 계속 버팁니다. 근데 계속 보이 계속 보이죠. 찜찜함이 점점 커져가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찜찜함이 커지면 나오죠. 근데 나와도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.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 펼쳐지겠어요. 또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.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죠. 이해되는 게 매트릭스 아니 더 행복해요. 속아도 거기가 낫지 밖에 나오면 현실은 더 처절하거든요. 다시 속고 싶은 그것도 이해되시죠? 음.